justifica 그냥 막 뭉쳐서 뭉쳐지지가 않 꽉꽉 눌러야 되네? 토닥토닥 해야 되나 보다 아 근데 그게 반토는데 근데 위에서 안 올려지는 아닌아 이렇게 하고 어 그래도 괜찮다 아 근데 버튼이 있으면 차이를 해주시면 오 여기도 오, 오, 이건 뭐야? 어, 맞아, 맞아. 귀엽다. 아, 귀여워. 와, 와. 봐봐, 여기 테이블. 우리나라 이제 영화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